이거 껴볼래? 호랑아? 호랑아 어, <laughs> 저게 뭐야 <laughs> 호랑아 까미야 어때? 봐봐 까미 싫어? 싫어 빼줄게 빼줄게 루나 오 뺐다 루나가 이렇게 발로 탁탁탁 좀 컸나봐 우와 <laughs> <laughs> <laughs>